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아. 오늘은 회장님 직접 오셨네요. 예,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. 뭐 그런 걸로 아시면 됩니다. 그럼 자. 예. 예. 사장님. Yes. Yes. 새끼 있잖아니 이런데 못하 어떡해요. 삼장이 왔네. 아이 기뻐라 미쳤구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마음 탓이야 네? <laughs> 야 네네. 이 정도야. 그러니까 나가서 소리도 못 나서. 무정 편하졌어요. 아니 신호를 부닥쳤어. 물지 말라고. 괜찮아. 이제 왔어? 응. 반가워. 보고 싶었어. 끝. <laughs>